두 번째 학교에 첫 번째 학교에 첫 번째 학교 은근 긴장을 많이 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학교는 무대를 안 해서 아쉽다 두 번째 학교는 우리 팬분이 신청했어요 팬분 세린, 세린이 형 세린이 형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면서 사생활이 조금씩 좋 줘. 럭키 세븐 일곱 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왠지 봤던 친구일 것 같아. 사진 찍, 사진 찍어가지고 왠지 딱 일곱 개나눠드리고 일곱 하나 둘셋 넷! 임팩! 여자입니다 되게 넓네요 여기 어. 아 진짜 아까는 걸그룹 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앞을 잘못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게 춤을 이틀 만에 배운 거다 보니까 안무 그 이제 동선이랑 안무 순서 생각하는 것도 지금 좀 버거운데 그래도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너 사탕 거 버리고 와 이거 이거 온다니 우리가 준 사탕 우리가 준 사탕 안돼! 박수 세번 시작 아 학교 아, 맞아 저거지 학교는 저거지 학교 이가 되시다 박수 세번 시작 기다려 이거지 학교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 자 우리 여기 지금 보면 2학년 7반하고 3학년 2반이 있어요 임팩! 와 정말 저희가 다음 무대를 준비했는데 도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상희 씨가 한번 다음 곡을 한번 아, 네, 저희가 이제 봄이 오기 때문에 봄에 맞게 어, 버스커 버스커 선생님들의 버스커 선생님이라는 곡을 아, 저, 희 스타일대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노래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땀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아. 지금 네, 해볼 테니까 네. 네, 저희 인들 준비했고요. 네,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노력했어요. 예배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상에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네, 저희도 짧았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그러면 나머지 두 곡이 남았는데요. 광고요? 네. 광고요? 광고요! Thank you. Música Gracias. 자, 자리 앉아. 자, 학생들 자리 앉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너무나 공유가 너무 대신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 하는 것좀 정신 없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공연을 못해서 아쉬웠고 세번째부터 저희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다 쏟아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많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늘 지워진 것 같아요. 하늘 안 지워졌죠? 지금 팬분들이 어, 아, 좀 많이 오주신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공연 봤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연이 섭섭해 저희가 섭섭하지 않을 만큼 와주셨어요.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 30초 남았고요. 31, 32, 33, 34, 35, 36, 37, 38, 39 이제 이거 편집한다고 하다가 5, 4, 3, 2 지금 15초 15초 전입니다. 가, 가요? 네.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와. 와. 제 자. 누구야? 어. 저는 질의응답인데요. 네. 내 옆에 있는 멤버가 가장 귀엽거나 사랑스럽거나 섹시한 순간은 제가 사실 임팩트에서 섹시 담당이거든요. 아! 네. 보여주세요. 먼저 단추를 좀 풀어야 돼요. 이 뭐? 그런 어? 거지 섹시 포즈 보여주세요. 단추 풀고. 가죽이 약하다. 나 지금 나 지금 속살 속살 보였어 속살. 안 보여요? 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오. 자 가운데로 한번 보시면 네 가운데로 한번 보셔야죠 어. 자 여러분 지금 지금은 뭐 할 때냐면요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동영상 찍으시면 돼요 찍을 때 이 영상은 네, 어디서 흔치 볼수 없는 기회니까 자 어, 저 잠시만요. 제가 이걸 찍을 때 진짜 NG를 몇 번이나 냈죠. 아, 그게 편집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 아시다시피 앞에 막, 막 못해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한 20번? 그죠? 아 진짜? 그 정도가 진짜 엄청 못하겠더라고요. 몸서 짜증이 그 오늘은 해야 됩니다. 아빠! 아, 같이 하나 둘 셋. 아. 아빠, 시선, 헤이! 할 말이 네.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너를 아, 사랑해 하나 둘셋 어, 자, 어. 어떻게 몰아주기 하나 가운데 몰아주와 뭐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뭔가 팬분들의 다들 약간 네, 소녀 같으세요 소녀예요 소녀 소녀들 오늘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네, 눈만 감아 떴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네 너무 그만큼 좋아서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경험이 됐던 것 네, 같아요 네, 눈 감았다 떴던 적이 있네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음. 너무 하고 싶 저희가 그냥 이제 그냥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면 게릴라식으로 네. 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해보면 처음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저희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또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처음엔 사실 좀 낯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음. 처음 서는 그런 무대 형식이다 보니까 네.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어색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두 번째 설 때 조금 더 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희한테 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되게 우리가 <clears throat>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환호성을 많이 해주셔가지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 진짜 너무 큰 힘과 너무 네. 큰 그런 사랑을 받고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더 뭔가 열심히 재밌게 네. 많은 걸 조, 좋은 걸 또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끝으로 네, 웅지 씨의 섹시한 해를 들으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예. 네. 자, 웅지 씨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로 모시 자, 섹시한 아 하고 숨소리 빼주는 포인트까지. 빠! 같이 이렇게 하자. 5, 6, 7, 8 하! 하! 안녕! 안녕! Bye.